네 안녕하세요 빠르미장 새롬쌤입니다 오늘은 미스리님 무지고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변신을 하는 건데 머리가 좀 많이 상한 편이어서 <laughs> 걱정이 되지만 이 부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여서 이제 파마랑 염색이랑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뭘 하길 원하시고 근데 사실은 파마랑 염색이랑 같이 하실 때는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색은좀 색깔이 빠진다거나 아. 펌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뭐 잘하는 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care를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re는 이제 단백질 care고요. 여기에 조금 영양을 들어가서 하고 ash가 살짝 들어간 갈색 톤으로 할 것같고 그리고 펌은 디지털 펌으로 할게요. 뿌리 좀 살, 살리기 좋으세요? 네, 볼륨. 네, 볼륨 여기 이쪽을 볼륨을 좀 살려드리는 허리 볼륨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그렇고 펌도 그렇고 머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살롱에 오셔서 클리닉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으시지만 만약 그러기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집에서 꾸준히 좋은 팩을 구입하셔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라서 방치 한 15분 정도 두시고 헹구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또 건강하고 예쁘게 연주를 하면 서 다니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미스님? 네. 그러니까 컬러랑 뿌리 볼륨펌이랑 디지털 펌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 클리닉까지. 네.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슬님 기대됩니다. 다 네. 오늘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해볼까요? 같이 가보실까요? 고! 미용실에서 받는 염색은 한국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럼 그요 6년 만인가? 어. 항상 집에서 해서 집에서 해가지고 막 많이 상이 좀 났어 집에서 하면 더 상해요? 어 당연하죠 딱 뿌리만 안 발리니까 그쵸 저 항상 전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상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 안 돼요 그렇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 거야 그래서 많이 상해구나 어. 그렇구나 염색은 미용실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 머리가 진짜 쉽게 밝아지니까 맞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런가? 색깔이 너무 밝아지는 것 같아. 저좀 놀래긴 했어요, 사실 최근에. 그쵸? 어, 물이 뭐, 물을 좀, 좀 공사를 해봐야 되나? 어, 어떻게 하는 게 좋네, 그러면? 어, 이상해. 느낌 너무 이상해. 기대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붉은 톤을 염색했던 이유가 얼굴이 까만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 얼굴이 좀 밝아 보이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 반대색인데 <laughs> 어? 어차피 근데 발 붉어져요 줄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아, 네. 저는 세롬쌤을 믿습니다 네, 네. <laughs> 앞머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5대5 알아서 잘 노래하세요 컬을 좀 세게 넣읍시다 네 어차피 풀이니까 좋아요 부드러운데요 우리? 제가 영양을 해서 헉! 영양을 지금 중간중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박. 영양을 해야지 돼요.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해서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지님이 말을 많아요. 제가요? <laughs> 이게 뭔가요? 지금 뿌리 볼륨 뿌리 볼륨 펌? 응. 네. 뿌리 볼륨을 주는 펌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어머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이거. 아가겠다 근데 금방 오래 가진 않아요 엄청 오래 가면 한 달? 에이 뭐 오래 가죠 네.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네, 뿌리가 많이 죽으시는 분들은 네, 저 하는 게 좋아요 그 머리를 거꾸로 말리는 게 좋나요? 그죠 네. 어, 렇게 지금 칼 넣나요? 아니요 지금 약 바른 중 항약 바른 중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때문에 건강을 씁니다 그걸 바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지 이슬이님이 나중에 결과물 보고 판단에 볼륨이 되게 기대돼요 어떻게 될지 한 번 해본 적이 되게 되죠 어, 없죠 어. 볼륨이 없죠 조금 놔뒀다가 헹구고 파마를 갈게요 우리가 어때요? 빨리 나올 것 같아 어, 우리 얇아서 응. 빨리 말해드리죠 어. 너무 작... 아니 <laughs> 너무 잘 나왔는데? 보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머 어머. 가짜 같아. 내 머리에 가짜 머리 묻힌 거. 가발 같 가발. 아, 이런 얇은 머리들은 머리 샴푸하고 깎으면서 어느 정도 그 타워 드라이 하시고 말리기 전에 네, 크림 종류로 된 발라주시면 컬이 고정이 많이 됩니다. 잘 나왔어요. 보실래요? 컬이 너무 잘 나왔어요. <gasps> 진짜 잘 나와. 선생님. 앞머리야. 어, 앞머리는? 내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컬 있는 거 좋아요. 어, 그룹, 그룹, 이 정도는 해야지 좀. 어, 그러니까. 그룹 와. 응, 응, 너무 잘 나왔다. 초대 받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안되잖 그리고 이 컬이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가 좋으시면 네. 두피만 말리고 그 네. 자연광 아, 하시고요. 끝에 네, 끝에 그냥 내비두고. 좀 자연스럽게 웨이브 넣고 싶으시면 돌려서 발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쁜데요 근데 이렇게 컬이 있으니까? 안 같죠? 그렇죠? 컬 많은 게 예쁜데? 진짜 잘나와서 사실 이렇게 안, 못 나오는 머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를 죽은 머리를 살리셔서 <laughs> 컬을 넣으셨어요. 진짜로. 이게 죽은 머리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그저 여기를 자를 것이냐 살릴 그럼. 것이냐로 엄청 했었잖아요. 고민을 살리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아, 이걸 대고 보세요. 뭐 하세요? 나는 맞아. 안 해봐. 일절권 하신 분들은 두피를 처음에 잘 털어서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잘 골려서 말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볼륨이 많이 안 사시는 분들은 물론 살롱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 말려드리지만 집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들어서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여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볼륨이 많이 살 거예요. 아래서 어. 올려. 그, 그러면은 털이 더탱글탱니다그 나와요. 봐. <laughs> 되게 쉽네. <laughs> 아, 뭐야? <laughs> 머리 색이는 너무나 신기하네요. 드라이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 그럼요. 오늘 엄청 느꼈네요. 드라이 진짜 중요. 저는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다음에 그냥 고데기만 끝 이거였거든요. 드라이는 그냥 그냥 머리 말리는 용.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skill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드라이로 뭐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빗으로 빗으면서 하는 그런 드라이 말고는 이게 그렇죠. 디지털 펌이 이게 장점이에요. 돌려서 말리면 말리 내가 드라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어느 바뀌는 뭐 오 앞머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마가 넓어 보여요. 그럼요 <laughs> 올리면 너무 좋은데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죽은 머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요 여기가 볼륨이 진짜 보여드릴까? 여기가 보이세요? 이거 없었어요. 저 원래 항상 이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laughs> 너무 신기하다 진짜. <gasps>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제 머리가 완전 좀 있어요. 제가 원래 넓적 완전 통수가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있어요. 뽕실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탱탱 이런 느낌? 음. 위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 뒤에 이렇게 음. 뽕이 들어간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이거 내가 거꾸로 머리 말리면 더. 네, 있거더 많이 살아요. 이틀? 이틀 감지 말라고요? 가능하면? 오케이. 이틀 안 감겠습니다. <laughs> 내가 두피를 긁더라도 <laughs> 안 감는다.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번씩 안 감으면 미치는 사람. 아, 그래요? 네. 무조건. 그럼 까마요. 아니에요. 따 있다. 아니 아니야. 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게 가발로 이렇게 아. 쓰면 좋겠네요. 이거 뭐 컬러랑 같이 하느라고 사실은 머리가 제가 좀, 좀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컬이 진짜 너무 네.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컬러랑 펌이랑 같이 한 거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좀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거 파마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펌은 물론 안 했지만 음. 일반 펌은 무조건 두 번. 아 진짜 한 번 하루 하루 하고 그날 저녁에 풀려서 음. 다시 가서 파마를 한 번 더 하는데 항상 다들 놀라셨던 게 머리 감지 않았냐고 안 감았는데 그냥 풀려요 그냥 머리가 근데 진짜 잘 진짜 음, 음, 음.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고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파마는 머리가 되게 징그러가지고 네. 너무 잘 나고 했는데 그 이제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올해 아, 유지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뿌리 컬러와 뿌리펌과 디지털 보험 그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 너무 예쁘죠? 안녕. <laughs>